PD 이경규가 간다 김종민이 촬영을 빈자해 미스코리 아 출신 김주희와 커플 연기를 펼쳤다. 9일 오후 8시 30분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원 피디 이경규가 간다에서는 해외 시청자들을 겨냥, 가사부, 터음원 제작까지 출연진들이 직접 참여한 뮤직비디오제 적기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이경규 PD 및 출연진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 끝에 완성된 곡 답답스, 출연진 전원, 의 답답하네. 뮤직비디오 촬영에 돌입했다. 다양한 콘셉트 중 하나로 김종민과 전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김주희가 커플 연기를 하게 됐고 김주희는 어깨 가혼이 드러난 오프숄더 형식의 미니 드레스를 입어 섹시함을 한껏 드러냈다. 김종민은 그런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쩌줄 몰라 하며 절절맸다는 후문이다. 이경규 PD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 1억 뷰를 노 민다고 말한 바 있어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완성될지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답답스의 답답한의 뮤직비디오는 PD 이경규가 간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은 현영과 연애 이별 뒤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의 열애 소식은 하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근이 됐다. 하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종민 두근두근로 왜 좋다. 종민아. 혹시 지금 만나는 여자 때문에 두 근두근 하는 거니? 재수씨 잘 지내지? 라는 글을 올려 트위터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하하는 이런 이벤트 쟁이 너가 가요계의 최수종, 형님이다. 이쁜 사랑하길 바래 물결표 사인 좋아요 나도 좀 가지 좀 쳐주라.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아름다운 노래 말랑말랑 좋은 물결표 사인다 라고 덧붙였다. 하하의 김종민의 열애설을 올림으로써 이 글은 일퍼맨 파퍼 쳤다. 하지만 김종민 열애설은 결국 하하가 김종민의 앨범을 홍 보하기 위한 이벤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종민 측이 열애설을 해명했지만 김종민 본인도 현 영과 결별 이후 공개 연애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민의 소속사 PK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종민 씨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자친구 없는지 꽤 됐다. 하하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은 이번 앨범을 홍보해주 기 위한 깜짝 이벤트라며 종민이 노래를 홍보해주려는 하하의 격한 마음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 명했다. 김종민 소속사 측의 해명처럼 김종민은 2009년 현영과 결별 뒤 열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가요계와 예능계를 주름잡던 김종민은 S라인 미녀스타 현영과 열애설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2009년 말 화려한 복귀와 동시 현양과의 결. 별이라는 딱지도 함께 달고 다녀야 하는 고충도 안았다. 김종민은 이별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별을 해명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09년 새 앨범과 예능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김종민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지만 공개 연애는 안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해 당시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했다. 김종민은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김종민의 댄서 친구가 촬영차 제주도에 갔는데 김. 종민이 그곳에서 사랑에 빠졌다고 폭풍 폭로를 하자 김. 종민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며 만났다. 좋은 동생이지 사귄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김종민의 댄서 친구가 연이어 열의 상대는 다르나. 민 미스 제주였다. 결국 그 여자분이 서울로 이사왔다고 말하자 김종민은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모습을 보였게 할 웃음을 선사했다. 김종민 측의 열애 해명에 누리꾼들은 아 진짜 열애 설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아쉽. 현영 결혼하고 나서 열애. 설 나니까 제가 다 기분 묘하네요. 김종민이 열애설. 해명한 건 믿습니다. 김종민도 이제 해명하지 말고 진. 짜 좋은 여자 만나서 연애했으면 좋겠네요. 김종민 화이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면서 황미나의 고충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종민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다. 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난 단단해졌는데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면 선아는 직업이 이것이고 평생 이것만 해왔던 사람이 기에 나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애에 맞은 시즌 2를 마무리했다. 이필모 대실 서수염 커플이 연애의 맛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 대고린한 가운데 구준녀 고지혜, 김정훈 김진아, 정영, 주 김성원,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갔다 고주원, 정영주 등 새로운 인물들이 투입되며 자연스럽게 하차한 것이라는 하차설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사귀다. 결별했을 것이라는 결별설까지 생겨났다. 누리꾼들은 아무 언급 없이 안 나오는 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커플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많은데 보고 싶은 종미나 커플인데 왜 안 나오나? 요. 실제로 사귀면 조용히 사귀고 싶다더니 진짜 싸. 귀는 건가? 김종민 씨가 바빠서 그런가? 제. 작진들이 말해줬으면 하차면 하차 사귀면 사귄다고. 종미나 커플러에안 나오는 거야. 제일 응원하는 커플인데. 김종민 황미나 커플 하자. 인가욕. 몇주 전부터 안 나오던데 차라리 진짜. 사귀어서 안 나오는 거면 좋겠네요. 헤어졌나? 왜? 안 나오지 등 다양한 반응으로 궁금해했다. 한편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잇 고 지내던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가상현. 애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지며 화제가 됐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